일단은 저는 성형외과를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. 알아보려고. 근데 이제 어쩌다가 JK를 알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시설도 일단 되게 좋았고요. 뭔가 안정이 된다 그래야 되나? 되게 깨끗하고 나를 맡겨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고 상담해주는 실장 언니들도 되게 친절하셨어요.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여기서 나를 맡겨도 되겠다.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해주실 것 같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이 그냥 다 좋았어요. 진짜 좀 편안해지는 기분? 음. 음. 일단 눈이 쌍꺼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막혀 보이는 그런 눈이었어요. 막혀 보이는 눈이었는데 솔직히 상담할 때 얼만큼 어떻게 터줄까 막 코도 어떻게 다시 붙여줄까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. 그냥 보시고 믿고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되게 잘 돼 있었어요. 눈도 좀 더 완전 트여 보이는 느낌이 있었고 코도 완전 끝이 뭉툭하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잡아주셨어요. 알아서. 뭐 코를 얼만큼 줄이겠다 넣겠다 이런 말 없으셨는데 딱 얼굴에 맞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음,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. 그리고 신기했던 게 어, 회복이 완전 깰 때까지 진짜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게 해준 거?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. 진짜 입원한 기분. 아, 다쳐서 병원에? 그런 기분이었어요. 전에는 되게 몽고주름 이게 되게 심했었어요. 화장을 하면 무조건 막 끼고 애들이 되게 눈이 막혀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많이 트여졌고 그러니까 화장을 다 지워도 이상하지도 않았고 네, 애들도 생얼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많이 해줬고 코도 솔직히 코가 제일 콤플렉스였던 게 제가 코끝이 되게 뭉툭해요. 근데 그거 되게 잘 잡아주셨어요. 특히 엄마가 되게 만족해 하시는 음. 지금 여전히 성형이 되게 몰이 중이잖아요. 근데 저는 여기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. 일단 원장님이 되게 좋으시고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해주니까 요즘 다 똑같이 되는 얼굴 많잖아요 근데 얼굴에 맞춰서 해주시기도 하고 수술실 되게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수술실에 누워있으면 무섭잖아요 막 주위 다 살피게 되고 위생적인 거나 그런 게 다 좋은 것 같았어요